Атус! Вот, а, вот, 한 입만. 응? 한입봐아주아주 아직 덜 됐어. 음. 음. 음 나랑안 먹을래. 왜? 이제 거의 다 됐는데. 야, 마. 후추. 다다다다. 한쪽에 몰리지 말고. 됐었어. 딱 거기까지. 다 됐네. 음 맛있네. 그렇지. 아, 이렇게 하면 끝이 아니야. 한 입만. 부추 씹는 맛으로 먹는 거야. 아 뭐? 아. 아.